홈서 진 사람이 찜질방 식당 안에서 라면 사주기 콜? 그래 하하하 재밌겠다.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어때? 오키도키. 어 미나야. 오빠. 울미나 진짜 이쁘네. 헤헤 내가 좀 이쁘긴 하지. 자 얼른 들어가자. 커플 동반 입장 할인해서 총 17,000원이에요. 오빠 내가 낼게. 아냐, 오빠가 낼게. 아니야 오빠 내가 낼게 아니야 오빠가 낼게. 쯧쯧 아주 이야 지랄 들으라세요. 오빠 씻고 30분 있다가 찜질방 매점 앞에서 보자 어, 그래 알겠어. 아니, 한 시간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보이질 않네. 오빠 미나 목소리인데? 어디 있지? 아차 화장 오빠 미나야, 전화도 안 받고 왜 이리 늦었어? 오빠 미안 근데 여자의 씹는 시간은 남자가 궁금해하면 안 돼. 어이구 미안 미안 우리 미나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. 미아야 우리 1박 2일로 놀러 간단다. 남 들이지 말고 집 잘 보거라. 네. 어 미나야 오빠, 올부모님 놀러 가셨는데 울지 볼래? 그래도 되겠어? 응, 당근이징 히히. 누구세요? 미나야, 영태 오빠. 오빠, 오빠를 위해서 내가 소주 다섯 병이랑 라면이랑 맥주 열 캔 사왔어. 어이구, 우리 애기 준비성도 좋고 이쁜 게 역시 이쁜 짓만 해. 헤이. 요 장영태 요 녀석 너 커? 오빠 키? 오빠 키 180cm인 거 알잖아.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말하는지 알잖아. 오빠 그거 크냐고. 미나야 너 좀 취한 거 같네. 오빠가 침대로 데려다 줄게. 얼른 푹 자. 오빠 고자야? 우레김이나 땡. 취해도 함부로 그런 말하면 혼나요. 눈치 없는 고자 새끼. 야 장민아 너 너 말이 좀 심하다. 쉿. 울미나 갑자기 뻗어버렸네. 미나야 아침이야 일어나자. 아 설마 지난번 찜질방에서 들린 미나 목소리? 오빠, 오빠, 오빠. 음...